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펴 어? 알지 어,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nya 기다려.기다려.기다려.기다,기다려!기다려.기다려.야! 기다려 기다려 와 앉아 앉아 엎드려 엎드려 옳지 기다려 기다려 옳지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레카 먹어